Doors are closing.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Doors are closing. 고추 내일 다시 오라 할것 같은데 두 개를 받았는데 두 개가 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주인은 닫힙니다. Doors are closing. 아니 알고 왔어. 밀풀 터치를 그렇게 되네 원래 야, 아, 여기는 네. 이 기차는 네. 이 자동으로 돌리니까 이 앞에서 정면으로 되고 아 멋있어 근데 철길 보호가 그럼